가보자 그렇죠. 오케이 군대 좀 따라서 마치 앞에 보이는 벽을 리밋 네, 패치 진입 확인 동대장 지원 바로 표적 발견하면은 어 어그로 끌릴만한 위치는 바로 사서 하세요. 카페 대기 도로까지 적하면 한 군대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후방 경계 주의봐라. 후방 경계. 아, 확인. 한명 발견 컨테세명 대기 컨택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무시해 무시 무시 어 패치님 머리 쏠 수 있는지 바고 오케이 굿샷 본대 상사에서 이동 어, 오른, 오른쪽 조명 제가 맞췄다니까 왼쪽 조명 깨주세요. 대기. 조준하세요, 저. 발포. 굿샷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, 잡았다. 패치 아 예. 카프 카프 인지 인지 확보 카프 인지 전방 확 컨택 접근 중어 장교 냅두고 교전할 것 장교 냅두고 교전할 것 확인. 카프 이 장교 때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것. 커피 패치 링파 현재 이 위치에서 계속 도전할 것. 启动，移动。 반전장치 그 옆에서 빠르게 이동 건물 건물 안으로 앞에 보이죠 도장 해제시켜야 돼